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하라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 채널 에유카입니다 오늘은 순짱에게 몰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막 큰 돈을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큰 돈을 쓰게 되면은 오빠한테 꼭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0만 원을 말 없이 오빠 카드로 <laughs> 오빠 카드로 결제하고 반응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봐보시죠 바이바이 라니디니에 한미야 What? Did I hear that? 빵! 아. 아니, 유카 뭐 샀어? 뭐뭐 뭐 샀어? 뭐 샀어? 응. 아니 근데 아 갑자기 100만 원은 뭐야? 왜? 아니 왜내 내 카드로 샀을까? 왜? 아니 왜라니? <laughs> 아니 뭔데 이거 뭐, 뭔데 이게 100만 원이 필요한 게 있어. 아그 그, 그 말하라고 우리 갑자기 산다고? 아니 왜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아니 갑자기 왜 맨발을 쓰냐고 왜안 돼? 아니 왜안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아니, 이렇게 음. 원래 그... 얘기하고 사고 뭐, 뭐 10만원 쓸 때도 얘기하는 쓴 그, 그런 착한 애였는데 되게 더러워졌어 What? 아, 아무튼 왜 뭔데 얘기를 해? 뭐, 뭐가 뭐 갑자기 뭐가 뭐 뭐? 뭐. <laughs> 어, 아. 어떻게 갑자기 100만 원쓰는데도 네, 엄마 갑자기 100만 원 썼어 지금. 그게 이 할짓이야 갑자기 100만 원 그게. 네 선물 샀다 왜? 어? 야내 선물을 100만 원왜 사? <laughs> 내 선물을 왜 내가 내 돈으로 100만 원을 왜 사냐고 내가 아니 내 돈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돈이 아니 아니 알아 아니, 아니 그건 알았는데 내 뭐 샀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 아니면 취소해 <laughs> 플레이스테이션 5 아니면 취소해 당장 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해 취소하라고 취소하라고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아 더워 또 샀어? 너또뭐 샀니? 로안이 이제 분위감 나갔네 그래 그 유카의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쓰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우리가 합의하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맨날 어. 사는 거 아니죠? 이렇게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어, 어,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맨날 매월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진짜 옷뭐 어, 이런 적이 있었냐? 없었잖아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나보고 지금 그걸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100만 원에 그렇게 따지는 남자야?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지 만원쓸 때도 야뭐 만원 써도 돼 막 이러면서 쓰다가 What? 갑자기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뭘, 뭘 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 샀는데 반품은 내는 거지 어? 뭐 이렇게 위에서 말해?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<laughs> 니가 완전 누가지? 어? 그거야? 그거야? 그거야? <laughs> 그럼 일단 오고 나서 좀 보자 한번 보고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이거 아니면 반품하는 거야 대신에 음, 미안해 일단 보고 가보자